네, 저는 지금 로빈슨 몰에 왔습니다. 로빈슨 몰 안에 큰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그 슈퍼마켓에서 쌀, 물, 다른 식료품들 물가를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휴대폰으로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들어가려고 했다가 가드들한테 제질 당했어요 안에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laughs> 저는 그런 줄까지 몰랐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JD가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물품들 비교할 물품들 하나씩만 사왔거든요 그냥 가격이랑 비교를 하려고 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쌀이 쌓여 있어가지고 쌀은 사지 못했고 키로당 70페소? 60에서 70페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에 있는 가격입니다 대형 슈퍼마켓에 있는 가격 그 다음에 맥주 맥주는 필센 쌈육을 필센 제일 유명하죠 필리핀 놀러 오셨던 분들은 다 먹어보셨을 텐데 필센이 30페소 맥주는 680원 그 다음에 콜라 콜라 이거 2리터짜리입니다 콜라 2리터 콜라 2리터짜리는 70페소네요 콜라는 1,500원 1,6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어, 닭 닭은 돼지고기는 제가 나중에 로컬 식당 가서 살려고요 여기는 깔끔해 보이는데 여기 냉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좀 냉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걸어놔요 그게 나도 처음에 되게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파리들 날라다니니까 파리들 쫓아내는 것도 막 설치해 놓고 그런데 그게 센고기예요다 그날 잡은 고기들이라 그 아침 일찍 가서 그, 거기서 고기를 사면 맛있어요 저는 치킨 다리만 샀거든요 다리만 집에서 혼자서 뭐 공구를 낼 때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키로당 167페소 치킨이 키로당 167이면 키로당 3,500원 3,6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닭은 키로당 3,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산 게 710g 밖에 안 샀어요 다리 8개 튀겨 먹든 삶아 먹든 나중에 먹으려고 닭을 샀습니다 닭은 3,500원 정도 키로당 여기 됩니다 몰이라 그래서 한국보다 조금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싸지만 로컬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요 몰에서의 쇼핑은 활용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카드들이 제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모든 몰에는 다 카드들이 있어요 들어갈 때 다 가방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되게 다들 총을 들고 있거든요 처음엔 조금 무서웠는데 그때는 뭐 큰 건물 들어가면 다 검사하는 게 여기는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 게임 없이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Woohoo! <laughs> It's shrimp flavor. It's not delicious. It's better. Oh, but it's 48. But this one, 5, more expensive than 50. Why? What difference? This one and this one. Size? Oh, I have something. I tried this one. Very nice. Oh, it's I did. 무게가 200g에 It's uh, usually maybe 80 something. It's 92. Oh? Uh, six, six only. Uh, what? Uh, there one, six. 아, 큰맘 먹고 50회짜리 한번 사본다. It's expensive. Done. two of these, 99, 20. Pila din 85 20 pieces. This is 20 pieces. Ah. This is just 5 pieces. 5 pieces only. Uh, 5 patches. Ah, 5 only. 85?